내 네, 아이스크림을 함내지 말아라! 아 여기 먹을 때만 일어나가지고 왜넌또 한숨이야 거기서 아. 아. 아, 진짜 부담스러워서 내가 뭘 먹을 수가 있나?

근데 이거 다내 거. 어. 날 귀찮게 하지 말거라. 야 근데 니는 오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? 아까 둘이 한 번 시작해봐 아우 침 간식 많이 먹으면 살쪄 얘들아